뭐야 뭐야 저거 우와 어? 야 저기 안에 뭐야 어? 저기 뭐야 정신 차려 진영아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.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라제덴 아니 완전 다 쓰레기야 쓰레기 뭐냐? 피어 뭐야? 뭐야 피야 뭐야 이거 어. 어 뭐야 저거 어? 어, 속이 어, 누구야? 어, 어. 뭐야, 뭐야, 이거, 우와. 우와. 방금 보살아. 방금 보살아. 야, 저기 아에 뭐, 야, 어, 저기 뭐. 야, 너무 많이 가지 말고. 뭐야 뭐야 거기 누구야 어? 여자는 아, 여잔데 아, 할머니 할머니 아닌가 그 잠깐만 뭐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 같아 어, 어, 어, 저기, 저. 잠깐, 뭐야. 아, 뭐야, 저거, 그거. 뭐야. 방금도 웃었잖아. 이거 뭐야? 방금 넣었던 거 뭐야 저거 몰랐어 보라색은 그리고 나자 같은데 나차, 아 저거 뭐야 저거 지금 미쳐버렸네 아 저거야 적어요. 뭐야 저거 맞지? 뭐야 글씨가 그 더 그,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기 손이 어.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달까라 생각하는데 안 달아요 안 달아 뭐야 따로 한다. 이게 상당히, 어, 뭐야, 너, 어, 어. 어이씨, 뭐야, 뭐, 아니. 갑자기 돌아서 사라진 거예 뭐예요? 아... 아... 아, 아, 살짝 몰라. 아, 뭐야, 이거. 방금도 야 방금 목소리 누가 이거 어나 그냥 어, 어. 뭐야 방금 벗었잖아 어. 지금 뭐가 얕았다는 거야? 어? 아, 뭐야 저기는 또비 와뭐 사방대가 다 내리지 갑자기 여기도 갑자기 삐자국 생겼어. 어. 방금도 얼떨도 없었죠. 뭐야 이게 어 뭐야 어, 저 뭐냐? 오, 어이, 무서워. 글씨가 없어졌어. 뭐야? 야. 야. 뭐야? 어디 가서? 어? 어디 가서? 어? 뭐야? 야, 씨발. 야, 숨어. 야. 아 숨어. 숨어. 숨어야, 숨어. 숨어. 아, 숨어. 숨어요, 숨어요. 우와. 아, 숨어 오고 있어요. 숨어요, 숨어. 아, 숨으라니까. 정신 차려, 이 미친놈아. 빨리 숨어, 빨리 숨어. 야. 아줌 오고 있다니까 빨리 숨어요. 야. 정신 차리라고. 어, 야. 스마일, 스마일. 야. 야. 정신 차려, 미친. 정신. 와, 어, 잠깐만. 여러분들, 이 지금 핑이 걸인가요 지금, 야, 정신 이상. 야. 야. 정신 차려, 야. 나와봐. 야. 야. 야. 정신 나봐. 뭐해? 뭐나 좀마뭔 소리야. 뼈봐봐. 응. 야. 응. 와, 아줌마 이티. 아줌마 이티. 아줌마가 뭐 불렀으니. 무슨 아줌마? 아까 그 아줌마 아니니. 또 다른 아줌마 한 명이 또 있으니. 뭘 불러? 너보 어디 가자 한 거야? 난 말소리를 못 들었어. 아줌마가 뭐 돈 받고 데리고 가서 이쪽으로. 하... 여기 이상한 것 같아. 누구야? 누가 쳐다봐? 일하고 내려와 봐. 나와, 나와.